어이 저게 누구야? 어 이게 누구야? 어 개공! 어 돌식이 아니야. 어이 웬, 오랜만이네. 뭐야 아 이번에 차 하나 뽑았지. 어? 딱 이 멋진 빨간색의 역동적인 디자인 All New 크루즈 아니야. 뭐래? 크루즈 1.4 토고. 야 딱 봐도 어? 겉 모양부터 틀리지 않아? 아 이거 수입차 아니야? 어? 야 이거 딱 수입차처럼 생겼지 독일에서 디자인을 했는데 크루즈? 크루즈! 오일류 크루즈 이번에 들어간 신기술은 DRL LED signature line과 bi 할로겐 헤드램프 아이 동그란 거? 와. 자 이게 바로 LED TRL 아,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우리가 운전하는 동안 우리의 위치를 비춰주는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아 눈썹처럼 아주 얄쌍하게 생겼네 어 이게 정말 낮이나 밤에나 차가 정말 예쁘게 보이는 포인야한 맛인데 켜있어 그럼 더 좋은 거는 밤에 만약에 그쪽에 차나 사람 있을 때 그쪽 방향을 꺼줘 아, 자동으로? 자동으로 이야. 자, 예, 예전에는 차 옆쪽에 보통 사이드 마커가 있었는데 요새는 다 백밀러로 옮겨가지고 자 봐봐 어, 어 LED야? LED지 그리고 특히 주행 중에는 어떤 차가 가까이 왔을 때 어... 여기에 있는 사각지대 연보등이 점등이 돼가지고 아, 이 표시가 그 표시야? 차선을 바꿀 때 보통 뒤쪽 뒤쪽에 있으면 차가 보이고 옆쪽에 있으면 차가 보이는데 45도 방향 이쪽은 특별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특별히 깜빡이는 거지 이야 또 또또양 사이드는 이 자체를 뒤덮고 있는 이 크롬 이야 이 반짝이는 크롬과 자 하이글로스 이야 이게, 이게 하이글... 포인트지 이게 이야 얼굴이 막 가리시네요 어. 아 어우 눈부시지 않아? 어우 아이 잘생긴 사람 <laughs> 내 차이는 여기도 크롬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, 그러네. 특히 이 버튼은 펩스. 펩스? 두 번 누르면 차 문이 열리고 아 닫고 소, 운전자가 가까이 왔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. 아, 신기한데. 시스템이지. 그 다음에 여기는 18인치 윈이 들어가가지고 준중형 차인데 18인치 18인치? 18인치 맞네 18인치네 18인치를 넣어야 뭔가 차가 좀 더 sporty해 보이고 sporty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, 좀더 차가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 그럼 알차 보이지 구성이 이야 아 내가 알고 있던 크루즈가 아닌데 자, 얘 뭐야 아 이거는 rear spoiler 보통 스포츠카에나 달리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 부리는 그냥 꼬리, 날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지 아, 야야 이 끝이 살아있어 어우 손 베일 것 같아 아, 이 rear spoiler 그 날카로움이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지 아좀더 뭐랄까 sporty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옵션이랄까? 아 이런 세단에도 이런 spoiler가 있네 어 진짜 크루즈가 맞네. <laughs> 당연하지 얘 터보는 뭐야? 터보는 이자동차 엔진이 1.4 터보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2.0 이상 2.0, 2.0 이상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터보 엔진의 터보야? 터보 엔진의 터보지 LTZ은 뭐야? l t z 은최상의트림이란 뜻이지 내 차가 크루 중에 제일 비싸다는 증거지 아 모든 옵션이 다 들어있다니까 모든 옵션 이야. 아 그래서 풀, 풀, 패키지 이야 성공했구나 너돈 많이 벌었지 이야. 호지가 한번 타봐 들어와 들어와